잘못 들은 거죠?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? 형 걸어봐요 뭘 걸어? 앞으로 전화를 걸어봐? 아니 아니 오케이 네안 해주시죠 수빈이 걸어봐 걸어봐 저희 뭐 저기 뭐야 <laughs> 이렇게 다니면 어떡하지? 와